야호! 야호! 드디어 왔습니다 네. 저희 의상을 보면은 약간 그 짐작하실 수 있다고 사격입니다 사격입니다 오늘 저번에는 내가 이겼잖아 아 저번에 어, 네, 오늘도 그... 제가 간단히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. <laughs> 그러면 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기 해야지 밤 내기? 짜장면 내기?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음. 평소에 그 비비탄 총도 쏘고 막 아, 그랬잖아. 아 맞아요 맞아요 어, 그 영상도 있거든 너무 네.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가뿐히 용수 이기고 짜장면 얻어 먹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내기도 할까? 항공모함 내기 할걸 그랬나? 어? 무슨 소리야 내기. 그런 말 하지 마. 네. 딱 해가지고 저희가 쏘는 총이 이글이라는 총인데 옛날에 써너택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써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포인트가 부족해서 저는 그 총을 못 샀었는데 오늘 <laughs> 현실 포인트로 이렇게 쏘게 되네요 너또그 BGM 넣어야 되는 거 알죠? 진짜 서든어택에 있는 곤충을 쓰게 되다니 거기서 이글을 상당히 잘 썼었는데 오늘 어, 제가 과연 잘 쏠 수 있을지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격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사격 그냥 비비탄 정도만 <laughs> 네 그리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 어, 엉거쳐 추먹이 용수 <laughs> 이런 거 못하거든요 뭐 쏜다 쏜다 쏜다 표정이 오! 괜찮아요? 오네 Unbelievable 용수 놀랬다 지금 와우 놀랬다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저 아, 위에 아. 맞췄네 일단 지금 영수 썬 걸 보면은 형편없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짜장면은 아마도 영수 돈으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 유지하시고 어? 9점 쌌어요? 네 다행이다 점점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. 자세부터 잔뜩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<laughs> 저 미리 영상들을 다 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쏘는 것보다 약간 좀 멋있게 써야 되는데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쏠 수는 없으니까 오. 오. 오 끝났다 아. 아.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생각보다 무서워 아 진짜로? 어 야 무서워 무서워 니 근데 봤는데 저 끝에 왔던데?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이때가 내가 좀 맞췄네? 실수했을 때제 10점 한 발만 맞춰보자 하고 어. 마지막에 맞췄던 것 같아 그러게. 10점을 야 그래도 한 번 맞춘 게 어디냐 어 그래도 맞췄습니다 어. 원하시는 걸로 어. 하나만 골라주세요 여기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아 요거 어려워요?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9점이 5개나 있어요 10점 1개, 9점 5개 와우 떨린다 떨린다 어, 욱진이 지금 시작합니다. 어, 와, 술 엄청 크다. 이 양반이 훨씬 더 잘 쏘네. 아까 그 양반. 욱진이 생각보다 잘 쏘는데요?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걸 꽉 붙, 붙잡고 있었어요.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랑 악수하듯이 라이언 분들이랑 악수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잡고 쏘는 게 더 점수가 또 잘 나올 수 있게 반동이 덜 심하다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랑 악수하듯이 아, 잡으면 돼요 네. 어, 십장 음힘 빼까 훨씬 괜찮네 와 재밌다 어, 욱진이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봤지? 너무 재밌는데? 또 다른 표적판이네? 어 너랑 다른 거였어 오 이거 바로 가운딱 했네 와 와우 라이온을 시킨다 와 지금 무겁다 그 예, 와 소리가 엄청 다르다 무거워요 2km 넘어가요 아, 깜짝 놀랐네 이제 이제 경쟁 옥진아 어. 잘하자 너가 졌어 이미 와 못 맞히겠다 잡고 있을게. 딱 봐서 이겼어 <laughs> 깜짝 놀랐네 야호 봤어? 응? 딱 아니, 봐도 나... 내가 이겼던데? 나내 거밖에 안 봤어 야 계산할 게 너무 너무 많다 이거 7 2개 14점 자 야, 아, 잘 맞춘데 깔끔하죠?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아, 아 똑같은 거 두 개 맞은 거예요 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좀 네. 쏴주셨네 아, 맞아 아, 맞아 어?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점수 체크를 해주신대. 그러니까 아. 너가 승소는... 공식적으로 이제 네가 진 거를 밝혀지는 거지. 아니, 무슨 소리 아직 승부는 안 끝났어. 이쪽 이쪽부터. 아 아니, 아니잖아. 이 친구 먼저 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할까. 근데 우리 응. 그게 없었다. 뭐? <laughs> 야 100점 만점 86점이면 이거는 한 4등급이야 93점 와. 아 제가 진짜 한 손으로 안 아. 들었으면 이겼는데 도장 명사수 아, 어, 오 명사수 도장 있다 나. 나수야넌 도장이 없어. 이거 혹시 탈락 탈락 도장 있나요? 네. <laughs> 탈락 도장 찍어서. 아니 그거 줘봐. 이거는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. 명사 도장을 하나 받야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? 이건 안 맞은 걸로 치잖아. 아 이거 맞은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피해 지는데 뭐 이게 어? 맞은 거냐? 아니 못 피한 거잖아. B에서 이 정도인 거야 얘는. 아 그래? 어 해봤는데 어. 확실 약간 스트레스가 <laughs> 가득이 어, 가득한 라이온분들은 왜꼭 오셔야 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명사수 도장을 두 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줘요. 여기가 진짜로 제가 아, 근데 욱지야 그거 알지? 뭐요? 내가 너 짜장면 사주고 싶었어. 아 그치. 어. 다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, 야 지금 패배를 인정을 하라니까 패배를 인정하고 어, 일단은 어. 제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어. 다시 한번 다음에 와서 또져 다음엔 다 멤버들 다 데리고 와서 제가 또 이겨야 되겠어요 제니만 <laughs> 물러나도록 하죠 단결로 인사드립니다 음. 시작 단결! 영진아 너가 사는 뭐야지? 거니까 아 여기 네가 사는 건데 어? 어 근데 용사 사는 거라서 여기 식사료에 있는 거 여기 다 시켰었거든요 어. 아 근데 음식이 하 하나, 하나밖에 안 나왔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맙다 뭐야지 빨리 먹자 밥 먹자 안녕